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방송 제목 뭐로 하려고 했지?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연예인 집 연예인 부모님 댁 아, 부모님 집 네. 연예인의 부모님 집은 원래 최초 공개 아니면 한정판 이런 게 최고거든. <laughs> 엄청 끌 수 있는 거 있지. 근데 네. 참는 거지. 있죠, 있죠. 시아준수의 집 부모님의 집은 참아야지.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뭐해? 참아야지. 그것까진 아니야, 준호야. 준호 준호의 부모님 집 대공개 그 별로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? 오른쪽 오른쪽. 그리고 쭉 가세요 야집 되게 좋다 거의 마을인데 여기? 여기가 주택단지 와 진짜. 있습니다 쭉 가면 되는 거죠? 네네 주 잠깐만 일로와 왜 아. 불이 다 꺼져 있지 아직? 아 방송 모르네 부모님 응, 방송 몰라. 딱 세팅을 해서 불을 켜주고 계 계셔야지. 어허. 이쪽이 이소라님 댁이고, 이쪽이 저희 집.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. 나 근데 여기 비번 모르는데 까먹었는데 빰빰 자 따라따라 여기서 바베큐 해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징검다리 아주 미니 징검다리징검다리는 아니고 그냥 다리구나 자, 분수 인사하세요 아빠 네 아니 아니 여기 인사해달라고 찍지마 <laughs> 왜 아빠 찍지마요 구독 컴온 좋아요 컴온 자 피카라이 여기 이쁘게 깎았나 봐봐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라 우리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어때요? 잘 나왔죠? 자 그리고 여기 주방 엄마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피카 보여줄게 피카 피카 피카 피카 어 무거워 야 너 살 더 찐 거 같은데 피카야? 라이 일로 와봐 얘네 엄청 무거워졌어 그거 있잖아 그 그런 사진 있잖아요 이뻤던 아이들이 부모 그 할머니 댁에 맡기면 약간 살 엄청 찌는 거 그 느낌이야 얘네 살 너무 많이 쪘어 사료 플러스 간식 엄청 먹이죠? 아, 여기 지금 이, 이 계속 웃고만 계셔. 흐흐흐 헤헤헤 웃고만 계셔. 뭐라고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? 시끄러 죽겠네 이러시는데 <laughs> 시끄러 죽겠대 나보러. 왜 지하준수 형의 부모님이야? 내 부모님이 준수의 부모님인데 지하준수의 <laughs> 부모님이랑 뭐 제 부모님이랑 다릅니까? 말,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릴까 아하 뭐야 어 이거 못 보는 사진이 생겼네 뭐야 <laughs> 아이고 멋있어라 아이고 너는 누구니? 오늘 다, 며칠이지? 아, 잠깐 달력을 한번 봐볼까? 달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저기 있네 <laughs> 얘 누구야? 와우. 엄마 얘 팬이에요? <laughs> 뭔가 맞네안 나오나요? 비밀 <laughs> 막 이러고 있다. <laughs> 엄청 끌 수 있는 거 있지. 근데 네. 참는 거지. 자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밥. 또 내놓을까? 근데 엄마한테 갑자기 얘기했어요, 여러분 제가. 아, 얘기했다 한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셨더라고. 분명히 했는데. 들어왔다고 밥 엄마가 열심히 한 건데 이것도 찍는 거였어. 누나 가서 밥 먹는 날도 아닌데 오랜만에 먹는 거같데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머 니잘 먹겠습니다. 어머님 너무 미인이세요. 아버님도 너무 멋지시고요.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층이지 밑에부터 따지면 자 올라서 자 어? 아하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버리네 또 있어 또 있어 버려 또 있어 버리네 자 아 반대쪽에도 있네 반대쪽에도 어 12월 12월 플라워 이 방이 원래 제 방이었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제게 다 쫓겨났습니다. 저희 어머님 또 이렇게 신인 가수 윤서정의 연습방입니다. 시간아 멈춰라 물거품 같은 인생아 못 담힌 한 송이 꽃은 피고서 가야지 뭐야 이런 것도 했어? 와 거울 보소? 이 방은 거의 안 쓰는 방인데 게스트룸. 게스트룸 같이 게스트룸 진짜 거의 안 쓰는 방이에요 이 방은 어쨌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방 그리고 자 이쪽 이게 준수방인데 준수가 몇 번 앉았죠 이 방에선 왜? 예. 준수 어릴 때 3층 정원 야 여기 수다 떨기 딱 좋죠 좋죠 자 야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